연애의 맛 김종민 블랙하트 황미나 따로 있어도 끊이지 않는 연인 자랑 사랑을 많이 받나 봐요. 연애에 맞게 김종민, 황미나가 함께 있지 않아도서 롤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애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당신은 이 공간에서 그 장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매우 평, 화로운 느낌이 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아니지만 과거에 대한 향수는 아니다. 함께 있으면 더 간단할 것이고 감정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은 바다를 향한 맹세가 아니라 단순히 하루를 함께 평화롭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18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낙 에서는 김종민이 연인 환미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을 포기하고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기 쉽다. 사랑, 감정적인 느낌이다. 상황은 결코 버려지지 않았고 상처를 받지 않았으며 개, 예, 인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랑, 경험, 그러나 장. 기간의 욕망 이날 김종민은 편집 수업을 찾았다. 어떤 걸 찾느냐는 직원. 의 예, 물음에 김종민은 여성분과 여행 갈 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다고 답했다. 이어 어디로 가느냐는 물음에는 섬이라고 답했으 스튜디오의 패널들을 당황케 했다. 그러면서 김종민은 직원에게 황미나의 사진을 보여주며 치수를 물었다. 이를 본 한해는 수컷의 본능이다자. 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황미나는 예뻐졌다는 말에 사랑을 많이 받나 봐요라며 아직 실감이 난 나긴 하는데 같이 있다 보면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른 목소리가 있다라고 김종민을 틈새 칭찬했다. 이어외적인 이상형이 있지는 않았는데 점점 종민 오빠가 이상형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TV조선 연애에 맡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김종민 황미나는 약한 달간 연애에 맞대 출연하지 아나 결변설이 불거져 왔다. 이날 오랜만에 방송에 등 장한 김종민은 제작진과 저녁을 먹으며 허심탄회하게 이야 기를 꺼냈다. 김종민은 연애의 맛을 처음 시작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미나와 함께였기에 행복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방송을 통해 처음 만나 기에 의 연애가 아닌 모두의 연애였다면서 두 사람을 향한 관심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종민은 실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미묘한 설렘이 너무 좋았다면서도 지금은 서로 바쁘니까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다. 앨범 준비로 정신없어서 통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다. 이라는 기분이 아니었는데 미나 입장에서는 이럴 때 난 만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많은 혼돈이 왔을 것 같다 라며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내 감정을 너무 꽁꽁 삼했다고 말했다. 또 김종민은 황미나와의 결혼 기사에 대해 난 이런 기 사에 단단해졌는데 미나는 처음 겪으니까 감당을 못했을 것 같다. 결혼 기사가 나면 얼마나 부담이 됐겠냐고 전했다. 하지만 김종민은 그 부분에 대해 황미나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기사가 나오고 너무 많은 곳에서 물어보는 데 네, 이걸 일일이 해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덜 얻었다. 한켠으로는 나는 내 상황도 이해해 주길 바랐던 것과 다 나는 직업이 이거고 평생 일했던 사람인데라고 말한 김종민은 황민아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낙 에서는 김종민과 황민아가 코요태 공연 무대에 올라 팬들 배 공식 커플임을 밝히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종민은 황미나를 공연에 초대했다. 황미나는 무대를 보면서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며 즐거워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개그맨 고명화는 여자친구가 온 것으로 안다는 하김정민의 말에 황미나를 무대로 불렀다. 황민아는 팬들의 환호 속에 무대 위로 올라왔다. 김종민. 은 진짜로 만나고 있는 거냐는 고명환의 질문에 그럼. 요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린다며 설렘을 드러냈다. 무대가 끝난 뒤 황민아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가지고 코요태의 대기실을 찾았다. 신지는 황민아의 김종민을 18년 동안 봤다. 그런데 너무 티가 나더라. 셀카 찍고 풍경 찍고 해. 왜 나가면 와이퍼이에 신경 안 쓰던 사람인데 와이퍼이도 신경 쓴다.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잘 되고 있나 보구나 씨. 어따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은 철저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연애의 마으로 인연을 맺은 김종민과 황미나는 최근 100일간의 계약 연애를 마치고 1년간의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김종민은 처음에는 좋은 인연이 되면 너무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금은 바쁘니까 연락을 하지 않는다. 문자로 만나자고는 했지만 너무 바빴다고 말했다. 또 생각해보면 황미나 입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에만 만난다. 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연한 답을 피했지만 결혼 기사 같은 게 황미나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됐겠느냐. 감당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너무 많은 기사가 나오. 니까 하나하나 해명해 줄 수 없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김종민은 그 친구에게 상처가 안 됐으면 좋겠다더라. 우마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101이라는 기간을 설정해 진행된 연예의 말 시즌. 1은 이날 방송을 끝으로 종영됐다. 시즌 2에는 고주원, 김보미 커플을 제외한 모든 커플이 하차할 예정이다.